밖에 좀 날씨 좋아서 그래서 밖에 나가서 여기 어디지 알아요? You know where that is now 네 오늘 처음 한국파 야방이 에요 그거 뭐지 어 코리안 코리안 타운 왔어요 Okay let's go now 그래서 you know It's sunny 날씨 좋아서 지금 마스크 안 써도 돼요 지난주부터 근데 쓰는 거 더 좋아하는데 안 써도 돼요 남자 남자 눈썹 어, 여기 한시 엄청 많아 여기 한시 와너 봐봐 여기 앞에 있어 육개장 아닌가 이게 아, 손어보지게 I had this 이거 아까 먹었어 봐봐 여기 다 먹을 수 있어 전복 여기 전복 먹을 수 있어 봐봐 봐봐 신기하지? 여기 여 봐봐 이거 돈가츠 많이 어떤 건가? 어 로제 떡볶이인가 이게? 헐 여기 로제 떡볶이 <laughs> 대박 통에더이마와야아 근데 가족들 같이 먹는 거 나쁘지 않아 아마 오면 같이 먹으면 어 이것도 있어 약간 뭐가 노력, 노력자 탁패 속 whole chicken soup 냠냠 어 죽도 있네 이게 죽이야 어 여기 죽 있다 오 어, 여기 육회 있어 오 어, 육회 여러분 한국에서 육회 많이 먹어 봐봐 300g은 46,000원이야 그리고는 여기는 닥스도 있고 닥스 아, 파 먹을 때 닥스 없어 근데 그거 뭐지 20% 어, 수수료 있어요 약간 뭔가 어, 팁스 오! 여기 순두부찌개 봐봐 나 아까 순두부찌개도 이, 이만큼이에요 음... 순대? 순대인가요 이게? 순대 이랑 hawk stomach. I don't even know what that is. 돼지 돼지 배. Let's go visit the Ikmart. 여기는 한국에 아니 캐나다에서 제일 큰 거예요. Bro, I'm 29. 마스크 쓸게. Wow, look at this, so big. 은대구. 이게 뭐냐? 아소구리 여기 라면 세션 어디지? 어? 찌개 이거? 이거인가? Is it this one that's really spicy? 와, look at this 반찬들 김밥 있어 <gasps> 야바이 김밥 그만 한 학생들 학생들 이거 많이 먹 좋아서 떡볶이 They sell 떡볶이 here too 어, 쫀도 있고 어, 떡, 와 어, 엄청 커 이거 미친 이거 이렇게만큼 아니 이렇게만큼이야 <laughs> 아니 저번에 나 여기 올 때는 이거 없거든 이거 지금 생겼어 왜냐면 여기 에리아는 밥 먹는데 파이, 파이 도너츠 파이 도너츠 그리고 찹쌀떡 아 이거는 나 어, 이거 엄청 좋아했어 이거 찹쌀떡 여기 오면은 꼭 이거 찹쌀떡이랑 김밥 같이 살 거예요 이거 그때 학생 때 음. 근데 이거 뭐지 미니 초팔 then t have this and then uh, 잡채 마야 김밥 이거도 있다 삼각 김밥 and then they have all the kimchi kimchi kimchi kimchi 이건 뭐냐 this what is this hot tofu which one uh, there's no soup though 국물 없어 이게 맞지 남 남자 라면은 이거는 어 통색 이거? 이건가? 이거 진짜 매워요? 어 여기 경복장이 있을까? 가루 에? 오 처음 봤어 가루이랑 가루이랑 전곡장 뭔가 달라 음. 살8 2 4 기다리는 사람 엄청 많네 거기로 가야 돼 먹어볼래? 이거 이거 먹어봐 먹자 아 잘생겼는데 아니 뭔가는 캐나다에서 뭔가 한국어만 하면 좀 부끄러워 근데 한국에서 한국말만 하면 안 부끄러워 나, 나만 이래요 감사합니다 지금 맛을 위해서요. 얌얌 오빠만 트는봉 오방 똑같은데? Looks bad 음와 어, 그거 어, 엄청 달아요. It's really sweet. Maybe my sister can try some. 여통생 여기 있어. 음, amazing. Look at the building, it's so nice. 약간 송도 느낌 아닌가요? 송도? 여기 한국 타운이라서 는좀 한국인 좀 많아요 여기 봐봐 이거 김밥 종국다 이 그리고 나 어제 말하는 거 화풍냉면 완조 아마 여기에는 옛날에 그거 뭐지 완조한 사람 여기에 이민해서 여기에서 열어서 그래요 아 북한에 뭐 있어? 아 그래서 복한냉면이요? 와신이하네어 나중에 여기 먹어볼게요 헐... 아 여기 롤레방 있어 시켜야지 <laughs> 어 여기 돈가스 치에 있어요 나 아마 그때 내 학생 때 여기 먹어봤어 한번 와 엄청 비싸졌어 미친 이거 진짜 캐네디안 소토어예요 봐봐 이거 아 이거 현대 백화점잖아요 현대 백화점 똑같은 스타일 오 캐나다 이거 똥똑 같은 거 이거다 이거 맛있어 오빠 에 오빠 에 오빠 왜 여기 있어? <laughs> 오빠 오늘 오늘 랍 먹을래? 아 여기 스타벅스 메뉴 좀 볼래? 좀 달라요 여기 스타벅스 메뉴 여기 스 스타벅스 먹는 사람 있어? 이거 없어 이거 This is really good strawberry coconut drink This is called a pink drink 핑크예요 Thank you Starbucks for sponsoring this video. 고맙습니다. 이거는 클럽 가는 스타일이에요. Like I like this one. 이거 좋아요. 이거 좀 파삭파삭. Party look. Exactly. 오 여기 여기 남자는 스타일 여기 인사 읽는 거예요 여기. Her, look at this. This is cool. 만약에 너 외국에 가서 가는 곳이 진짜 많지 않나요? 여자들 약간 하이킹, 약간 등산 아니면 어, 어디 낚시 아니면 어, 그냥 보는 거 많지 않아서 워마트 가는 거는 맞아. 오 여기는 밤에 마카로니 치즈 먹는 스타일이에요 캐나다. 오 오징어 게임 그 여자 왜 여기 있냐? 이아탈 건탄다. 오 이거 있어. 니꾸지 니꾸 두 장. 에 워마트 왜 이렇게 됐어? 오타쿠 오타쿠 가게 됐니? Oh look at these shoes. 이거 남자 좋아하는 스타일이에요 어 이런 걸나 어, 펀드 아는데 이거 I look like a high school high school kid 엄마 오 인사 모자이네 이거는 혼대 혼대 바르는 거예요 이거 인사상 가스시네? 이거나랑 이거나 나 샀어 이게 똑같아 비슷해 기억나? 내가 래퍼 래퍼 느낌이? 내가 래퍼? 오. 음. 와